분위기 완전 좋고 오늘 사실 생일이라서 피자집을 가가지고 맛있는 피자도 먹고 기분이 좋으면 와인도 한잔하고 오려고 합니다 혼자서 음, 갑니다 아저씨가 미리 만든 피자를 배우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건 아니었지만 뭐지? 방아지가 다 그렇죠 뭐 너무 추워서 잘 낫겠어요 이렇게 추운 거 했는데 누가 화장실 문을 열어놨어 누구야? 그 생각보다 허! <gasps> 대박 Thank <laughs> you gra, 그렇지 그리고 thank you <laughs> 그리고 Thank you bye 짜오 Ciao 드디어 눈물의 카스텔몰라에 왔어요 와 나도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진짜 여행을 하면서 한 다섯 번 정도 그 차를 얻어 탄 적이 있는데 그때 옛날에 처음 차를 얻어 탔을 때 인도에서 차를 한번 얻어 탔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슬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좀 그때만 해도 이제 무슬림이 낯설어 가지고 조금 무섭고 나 혹시 어디로 뭐 팔려가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냥 영어를 못했을 뿐이고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어요 이제 나는 착한 마음을 갖고 살기로 했어 나 근데 어디로 가냐 지금? 어디? 띠리리띠띠 띠리리리 띠리리띠띠 오 제가다 쳐다보고 있어 엥? 이것들이 저것들이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빠져줘야지 커피를 먹으려고 <laughs> 커피인 줄 알고 떴는데 설탕 곁다리 아쉬운 대로 오렌지 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한 게 아까워가지고 좀 나가서 사진도 찍고 응? 동영상도 찍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방 안에 갇혀버렸어 방 안에 갇혔다는 건 침대가 침대에 몸이 달라붙었어 여기 호스트 너무 감성적이잖아요 진짜 어쩜 이렇게 침대 커버랑 베이까지 너무 예뻐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쉬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겨울이라서 가게문이 안 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겨울에는 이렇게 불빛이 막 있는 야경은 기대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뻐. 예쁜 것 같아. 추워가지고 문을 못 열고 있어요. 너무 추워. 오늘 네, 사실 생일이라서 생일이라서 에? 예? 생일이라 가지고 다시 오늘 사실 생일이라서 피자집을 가가지고 맛있는 피자도 먹고 기분이 좋으면 와인도 한잔하고 오려고 합니다 혼자서 <laughs> 이렇게 먹는 게 더 예쁜가? 짜잔 갑니다 여기만 연 거 같아 원래 요 밑에 집이 그 트립어드바이저 1등 집인데 거긴 안니온것 같아 레스토랑 왔는데 되는 메뉴가 피자밖에 없다고 아저씨가 설명을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태리 말이라서 하나도 못 알아듣어요 아저씨가 미리 만든 피자를 데우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건 아니었지만 뭐 할 수있습니까 와인도 하나 시켰어요 땡큐 그라, 그라치야 와인 왔어요 맛있겠다 local 와인이에요 이태리도 와인이 유명한데 현지 가면은 꼭 한 잔씩 이렇게 유명한 와인 같은 거 술 먹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와인이 되게 차가워요 뭐지? 아, thank you. <laughs> 이렇게 이거는 마르게리타 뭐지? 두부 맛이 나는데요? 잘하는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냥 방지가 다 그렇죠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태리 정통 피자 같진 않아 요 내가 한국에서 시키는 이태리 피자 도우가 얇은데 얘는 도우가 되게 두꺼워 해가 작으니까 진짜 많이 쌀쌀해졌어 아 진짜 춥다 여기 어우 추워 맵스민 상으로는 여기에 마켓이 있다고 들었는데 설마 이건 아니겠지? 미니마켓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 갈까 하는데 아, 너무 추워서 못 가겠는데 내생각은 여는 데도 없을 것 같아 어 갑시다 너무 추워요 어 포기 포기 끝 너무 추워서 잘다 깼어요 오늘 차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해 뜨는 시간이 인터넷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을 잘 안 지우고 자서 <laughs> 해 뜨는 시간이 6시 아니 5시 50분이라고 6시 50분이라고 하는데 아직 6시 되려면 한참 멀었어 그래서 넷플릭스 좀 보고 차로 몸 좀 데우고 얼굴 다시 빡빡 씻고 해 뜨는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뭐 이렇게 추운 거 했는데 누가 화장실 문을 열어놨어 누구야? 누구야? 나구나 확실히 카스텔몰라가 위에 그러니까 타오름이나 젤 꼭대기에 위치한 마을이다 보니까 너무 추워 여름엔 좋을 것 같아 근데 겨울에는 타오름이나 온도만 체크하고 오면은 좀 그거는 경기도 오산일 것 같아 네. 아무튼 겨울에 카스텔몰라에서 숙박을 하실 분들은 그걸 참고해야 될 것 같아 아 추워 추워가지고 세수도 제대로 못했어요 빡빡 못했다고 해야 되나 좀 고양이 세수식으로 최소화 해가지고 그랬고 이따가 조금 음... 뜨거운 물 나올 때까지 이렇게 뭐 쉽게 나오긴 하는데 그거 뚜껑 말 나올 때까지 화장실에서 어제 기다리는 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냥 찬물로 빨리 고양했으면 했는데 이따가는 해가 뜨면은 세수 좀 꼼꼼히 해야겠어 그러니까 이 세수 대충 하니까 이기안 났지 일단 좀 쉬어야겠어요 여행을 막 계획대로 몇 시에 어디 가고 뭐 하고 약간 이런 편은 진짜 아닌데 음, 뭐 그렇게 계획적으로 여행하는 것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 저는 여행을 어, 휴식이라는 거에 맞, 초점을 더 맞추는 성격이라서 여행 와서 좀 뒹굴뒹굴하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좀 보다가 이따 어디 갈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 아큐웨더 날씨상으로는 6시 35분에 일출이라고 하는데 지금 6시 20분이에요. 지금 빨갛게 이렇게 구름 사이로 이제 햇빛이 저렇게 꼈어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은 요긴 거 보이세요? 이게 마치 섬 같아. 구름이 섬처럼 껴있다고 해야 되나? 멀리 있는 섬처럼 껴있어. 여기가 카스텔몰라에서 일출 보기 되게 좋다는 호스텔인데 다들 평이 내 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뭐 일출 광경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1박을 결심을 한 건데 구름이 눈치 없이 저렇게 껴있어요 구름이 눈치를 챙겨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챙게 못 챙긴 게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비가 안 오는 게 어디예요? 난 그걸로 만족해요. 이제 쉴 만큼 쉬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뾰루지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뾰루지 때문에 꾸미고 싶은 맛도 없어 아무튼 이 안경 안경인데 색을 입힌 안경이에요 우리 언니가 이것만 있으면은 가, 겨울연가 배용준 같다고 요윤삼아 같나요? 아무튼 가봐야겠습니다. 뷰가 너무너무 예뻤던 숙소 빠이 갈게 와 이거 보니까 제가 진짜 새삼 위에 있는 마을에서 묵었구나 싶어요 저쪽에 있는 저쪽이 제가 묵었던 카스텔몰라거든요 지금 내려오는 차가 있으면은 타오르미나까지 좀 태워달라고 하고 싶은데 차가 없어 할 수 없이 짐을 들고 내려가야 합니다 괜찮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뭐 그래도 이렇게 밑에 보는 맛이 있어요 내려가면서 밑에 절경을 보는 맛이 있어 그리고 생각보다 허! 대박 미쳤다 와베트남어산 아, 뜻하지 못하게 만난 에트나어산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는 에트나가 안 보이고 이렇게 가면 저쪽에 쭉 해변이 보이거든요 일출방면 그랬는데 여기는 에트나 뷰네 걸어가 내려가는 맛이 있네요 이렇게 에트나 화산이 보이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반대쪽에는 해안가 해안가 뷰가 보이고 내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No, no, no. no. 어, oh, questo no, p ancora poca gente, perciò poco taxi. Poco, poco, poco. Perché non è la stagione, ancora deve iniziare la stagione. Oh, oh, per, per poco. <laughs> non parlo inglese, solo mm. italiano. Eh, it's fine. <laughs> I know only grazie, ciao. See. 오, 예쁘다. 에트나. Sì? 응. Ma per fotografare le mie Aspetta, però ci sono Okay, oh, good. Okay, thank you. <laughs> Ciao.